멋지다는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되는 무대 방탄소년단의 네 번째 정규 앨범 맵 오브 더 소울 7의 선 공개곡인 블랙스완 최초 공개 무대를 본 우리의 감상이죠. 블랙스완 무대에서 특히 놀라웠던 점은 퍼포먼스를 맨발로 선보였다는 점이었는데요. 대부분의 춤들은 전용화를 착용하거나 컨셉에 맞는 신발을 신고 추는데요. 맨발로 춤을 출 경우에는 발바닥에 수차례 까져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힌 이후에야 자유롭게 움직이는 게 가능한 만큼 어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과 팬들은 방탄소년단이 맨발로 춤을 춘 이유를 현대무용스러운 안무로 꼽고 있는데요. 현대무용은 맨발을 댄스라는 명칭이 있을 정도로 맨발로 추는 게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맨발의 춤은 방탄소년단이 지금까지 꾸준히 전해온 메시지와 걸어온 길과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숨겨진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잠시 현대무용의 탄생 비화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So, let's take all one more step. 현대무용은 발레에 대한 저항에서 탄생됐습니다. 발레는 딱딱한 토슈즈를 신고 발 포지션부터 동작 이름까지 모조리 규칙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댄서는 캐릭터 해석과 표현 방식에서 차이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자기 자신을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대무용은 발레의 모든 것을 벗어던집니다. 정해진 룰과 캐릭터를 거부하고 춤에 댄서의 신념을 녹여내기 시작한 거죠. 기존의 관습을 탈피하고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것, 이를 대표하는 게 현대무용의 맨발입니다. 맨발은 그 자체로 편견에 맞서 도전하고 사회 속에서 정해진 관념대로가 아닌 나 자신의 주관을 갖고 살겠다는 의지의 상징입니다.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차트 진입을 넘어 UN 연설, 유니세프 기부, 영국 런던, 독일 베를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한민국 서울, 미국 뉴욕까지 총 5개의 도시를 잇는 현대미술 프로젝트 Connect BTS까지 지금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K-팝 열풍을 일으키며 한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2018년 UN 연설에서 리더 RM은 이런 내용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We have learned to love ourselves. So now I urge you to speak yourself. What is your name? I want to hear your voice. I want to want to hear your conviction. No matter who you are, where you're from, your skin color, your gender identity, just speak yourself. I'm Kim Namjoon and also RM of BTS. Love myself. 나 자신을 사랑하라. 맨발에는 7명의 방탄소년단 멤버가 함께해온 7년의 시간 동안 거쳐온 쉽지 않았던 도전의 길이 담겨 있습니다. Some people might not believe, but most people thought we were hopeless. And sometimes I just wanted to quit. And I'm sure that I and we will keep stumbling and falling like this. 동시에 앞으로 7명의 멤버들이 개인의 정체성과 방탄소년단이라는 아티스트로서의 정체성 사이에서 혼란과 공허함을 느끼기보다는 각자의 지점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새로운 방법을 익히는 도전을 통해 진실된 7개의 영혼의 지도를 완성해 나갈 것이라는 다짐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최고가 되기까지도 최고의 위치에 올라서도 끊임없이 나아가는 방탄소년단의 모습이야말로 전 세계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비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